어, 네. 무슨 네. 내기를 할수 있는 저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? 와 나는 그냥 걸으면서도 고함 지르는 사람인데 <laughs> 나는, 나는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그 고함 정도가 어. 이것도 안 되는 건가? 그거 약간 우리한테 들리냐 안 들리냐로 어. 판단하지 않아? 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 엄청 질러야 될 것 같아 <laughs> 첫 번째는 우와. 고유 나인 빨리 주죠 내 옆으로 와 고유 용수 이렇게 아,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.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저는 제 목에 고프로가 들어와도 네.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다 오. 라임 좋아요 기대되네요 다음 래퍼 용수 부담스럽다 지금 부담 부담 기대됩니다 다치지 마 가자 자 출발하시죠 와 진짜 해? 진짜 와, 하는 거야?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번지 점프 대신 이거 하는 거야? 와 대박이다 어디서 오셨어요? 무서워요 화이팅!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이것보다 번지 점프 더, 더 스릴이 넘치군요 번지 점프를 한다고 이걸 안 하고 아 그래? 여기 여기 여기서 앉아 <laughs> 이거 안 하고 저 번지 점프를 하는 게 낫대요 아 제발 와야야 긴장된다 근데 어깨끈 하세요? 어,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어 어깨끈, 어깨끈. 아. 여기서 말좀 들어 와 어떡하냐 음. 할수 있어 와 근데 이거 타리카 갑자기 무섭네 아 잠깐만 아 진짜 어나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? 해야 돼자 여기 다리 여기 기둥에다가 다리 일자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렇지 자 여러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다리 떨려 지금 다리는 원래 떨려 괜찮아 몸이 안 떨리면 괜찮아 아직 안 했는데 아 이거 아까 아저씨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진짜 괜찮겠지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아나 고소공포증 있어 무섭긴 하다 어! 어? 안전판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흔들어 보세요 괜찮은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!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소리 안 낸다 애들 우와 오 어, 진짜 좀 괜찮은데 근데 소리 냈다 오 어, 이거 상근님 도 돌아가네 아 어. 선생님 우리 속였어 아, 아 즐거운데 근데? 지금 괜찮은데? 내려세요야 우리 밤물 건너 갔다 아 근데 나생 생각보다 아니야 아 근데 <laughs> 아. 다리 떨려 와 진짜 무섭다 잠깐 와 무서운데? 얘들아 그러니까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너네 영상이 안 찍혀서 다시 한번 더 타야 될 것 같아 내가 찍었어 이거 진짜 다시 한 번타원가지 마 야 어때 영수야? 막 자기 안 무섭다 하면서 야 괜찮은데? 이랬는데 하는 말이 즐거운데?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 무서웠어 얘 <laughs> 즐거웠다 내 무섭다 내가 어떻게든 소리 와. 안 지르려고 나 혼자 혼잣말 하고 있었어 와. 우리 탈까? 두 번째 어떻게? 우리 타도 돼? 먼저 타시죠 우리 타자 우리가 좀더 겁쟁이니까 아니, 사실 저 아직 용기가 없어요 내가 보기 선생님이 기술이 있으세요 그러게 완전 파괴하지 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 뭐, 뭐, 뭐. 내가 놀랐어 내가 놀랐어 아니 오히려 내가 막 하나 둘 하고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내가 오히려 보면서 내가 오! 막 이랬어 자 올라가기 전 서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규빈이 형부터 사랑해! <laughs> 태엽이 와나 똥 마려 그리고 팁 줄게요 위 보지 마세요 어차피 360도로 돌아요 환자의 여유 어, 꼴등 아, 확정이죠? 아,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아개 무서워 지금 좀 괜찮지 않아요?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떠있는 게 더 무섭다 어 신발끈 반디 묶어라 나 소리 안 질렀어 <laughs> 와 무섭다 이거 와 제, 근데 난 솔직히 재밌다 규빈이 형 소리였어? 어. 나 태엽이 소리 처음에 태엽이 형 소리였어 나 아니야 나 소리 하나도 안 질렀어 아니 하나 나만 질렀어 나 소리 하나 완전 아! 소리가 똑같아 준영아 형은 네밥 먹을게 수있형 참아볼게 형 좀 자신이 없긴 하거든 와 나 진짜 떨어질 때 나 진짜 오줌 쌀 뻔했어 어, 무서웠어 떨어질라 했네? 아, 떨어질 때 나도 어, 나 너무 무서워 와 장난 아닌데? 근데 와 기린은 진짜 고함 지르면 안 된다 어, 어 진짜요? 저! 가위바위보! 가위보! 보! 아 쳤다 형형형형와 대박이다 진영아 난너밥 먹게 해줄게 참는다 아, 네. 말씀하시다가 날려도 네. 되고 와 너무 무섭다 씨 진아 웃었다 형 여기 봤어 어머 어머 어머 와잘 잘하신다 와 잘하신다 진짜 어. 와 생각도 못하고 싸졌다 와 어, 조용히 아, 진짜 소리 안 지른다 뭐야? 아, 형와 와, 성공인데 여기? 아, 성공이다 아 내가 보기 기절했다 지금 와 대박이다 도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처음에 올라갈 때가 진짜 무섭고 내려올 때 응. 오늘 너무 행복해 성공! 와! 아니 둘이 안 놀랬어요? 아니 뭐 무서웠어 엄청 어.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거기 어땠어 이거 찐청됐는데 찐청? 아 천만 색깔 바뀌었는데? 찐청됐는데? 무서운데? 와, 야, 와 장난 아닌데? 와 저희 이렇게 살다 살다 이런 걸 타볼 줄은 몰랐네요. 어, 네. 어. 와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회사 좋은 회사. 네. 타보니까 어땠어요? 아, 저는 태엽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. 근데 약간 헉! 하다가 내려올 때 정상에서 한 어, 떨어질 때 그 이거 어. 아구찜 됐어요? 네. 아 나도 와. 마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구찜 세게 돼가지고 나 물맥이 됐어 물맥이 막상 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아눈 깜지 말고 계속 다 뜨고 있잖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. 딱 뜨자마자 이렇게 3명씩 이렇게 <laughs> 돌아와 맞아 어, 그러, 마, 그러더라 와, 뭐, 나, 그러니까 나도 그냥, 어. 눈 감으니까 아깝던데 맞아 하, 막상 하니까 아까워서 계속 음. 감았어 장난이 아니라 좀 무서웠다가 나도 아까워가 눈 딱 떠는데 너무 예쁜 거예 나, 저는 딱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나 봤나 보네 용수가 자꾸 아무렇지 않은 척한 게 너무 웃겨 <laughs> 자기가 평소에 써본 적 없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야 <laughs> 뭐래, 아 너무 뭐래. 즐거워요 아, 아 진짜 너 그럼 아, 나는 나는 안 무섭다 얼마나 무서워 어, 야, 괜찮은데? 자꾸 이러면서. 너무 무서운데 어. 저, 저한테 그냥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. 어, 즐겁다. 속 본인을 속이는 거야. 즐겁다. 어. 음. 어, 그러면 우리 여기 인증샷 한번 찍고 가, 가 아, 되나? 아, 좋아요. 인증샷 한 번만 찍고 어, 이제 밥 먹으러 넘어가 봅시다. 네. 점프하자, 이번 진짜 해줘. 오케이,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나도 안 했지, 이거 젤 이거 젤이 아닌데? 이제 설레가. 아 일단 봐라 이거 이제 막상 아, 이랬는데 뭐 딱히 못해. 저, 저, 저, 저, 저 방금 딱. 어? 어, 진짜, 아, 나한 번 궁금해.